자 여기 보시면 모기는 많은데 자 이렇게 자그만 밤이 이렇게 놀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주워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죽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워서 요거를 키를 이용해서 까는 겁니다 근데 이거 칼 갖고 하기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딱 깍지를 꼭지를 탁 뜯어요 그렇게 럼이 홈이 나오죠 요거를 이렇게 쓱 벗기면 돼요 잠깐만 이두 개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슥슥 벗기면 이게 조그만 게 아까 전에 실험 삼아서 깎아봤는데 되게 잘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바로 땅에 떨어진 제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킵을 까서 힐을 이용해서 밤을 까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한뭐몇분안몇 분? 몇 분도 아니라 한 1, 2분이면 그냥 하나 먹을 만치 까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까서 표피만 싹 벗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, 조그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연해서 아, 네. 그죠? 지금 핸드폰을 찍는 사람은 목이 물리고 있어 그래서 쓱쓱쓱쓱 빼서 봐봐 벌써 잘 깎이지? 응 오케이 자 벌써 이제 하나를 맛있게 깎네요 깨끗하죠 그냥 이거 먹으면 돼